8분입니다 네, 이 시간에 딱 배가 고프니까 몰래 나왔어요, 몰래 뭐야, 도시락이 왜 없어 이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 깍지니까 우리는 물 수육은 전자레인지에 돌리고 물에 넣고 불다 불렸다 넣어줍니다 전자레인지 미쳤어 이거 김치 원래 따로 하는 건데 물로 같이 해버렸어요 자 내가 밥과 흘려주네요 맛있을지 일단 편의점 식은 이렇게 생겼고 된장에다가 꼭 찍어 먹으면 됩니다 이 무방랭이 끝다 먹었습니다 지금이 4시 50분이에요 5시요 이제 집 가서 자야겠어요 이 편집 다 끝내고 갑자기 배고파져가지고 편의점이 너무 가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냥 갔죠 <laughs>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,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.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 만나요. 안녕, good night.